분량 한번 볼까요? 이거 진이 진이나 르블랑 1등이고 그 다음 2등이 이렐리아 같아요. 그러니까 음, 진 이렐 이렐 아 진 르블 이렐 타릭 여기 되겠네요. 자 하나 둘 셋. 자 역시 진 르블 이렐 타릭. 예 이거는 너무 맞추기 쉬웠던 거라 누구라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진이 폭킹그 poking 딜이나 주요 주요한 순간마다 그 폭딜을 많이 넣었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예. 넣었을 것 같고 이거 힐량 되게 진짜 궁금합니다. 저희 템이 메자이 거의 full stack 나왔었고 템도 예, 거의 워너비 템은 다 나왔거든요. 어 나중엔 주문력 350 찍었었고요. 힐량 진짜 궁금하다 이건. 제 생각에 한제 생각에 한 저기 한 6만 9천 정도 나오지 않아 7만은 안 될 것 같고 6만 9천 나올 것 같아요 와 이거 나도 예상이 잘 안 되는데 한 6만 9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잡았나?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뿅 우와 와 7만 6천 와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와 우와 <laughs> 야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었구나 야76,000 이건 진짜 힘든데? 이거 되게 보기 힘든 <laughs> 수치인데 와 여러분 소라카 정글이 이렇게 좋습니다 소라카로 <laughs> 76,000년 찍어 야 이건 이거는 유튜브 업로드 각이다 진짜 <laughs>